안녕하세요. 저는 JK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전공의 때부터 따지면 성형외과 경력 21년 차의 어, 원장 김성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JK 성형외과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눈, 코 성형이랑 그다음에 얼굴뼈 성형, 윤곽 수술, 양악 수술, 그다음에 리프팅 같은 안티에이징 수술도 어,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얼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형외과 수술을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JK 자가진단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. 결국은 얼굴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신 분들은 모두 뭐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. 일단은 적합한 얼굴이라고 따지면은 얼굴에 살이 많지는 않으면서 어, 그리고 광대나 어, 이런 하악각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 가지고 좀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어, 충분히 수술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, 그 정도가 작아진다라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면윤곽 수술을 먼저 논하기 전에 일단 얼굴뼈를 줄이는 수술은 그래도 성형수술 중에서는 출혈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수술하고 나면은 헌혈 한 번 했다는 정도의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하시고 빈혈이 없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길게는 두 달까지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서 평소에도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건강하신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일 것 같고 이제 얼굴 형태에서는 뼈를 줄이는 수술은 아무래도 이 뼈가 밀어주는 그런 팽팽함이 줄어드는 수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면은 약간 느슨한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얼굴에 탄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어, 이 피부나 조직의 늘어짐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체중을 감량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결과도 좋고 그 나이가 좀 있으셔서 워낙에 탄력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이런 리프팅 수술, 거상 수술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차후에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윤곽 수술이라는 게 이런 광대랑 턱뼈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구조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는 광대 같은 경우는 뼈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5mm 정도의 줄어든 정도가 있고 턱뼈 같은 경우도 이런 대구치 어금니를 기준으로 해서 6, 7mm 이상을 자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진다기보다는 그냥 부드러워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원래 그냥 전체적으로 크신 분이나 그다음에 동그란 형태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수술의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 수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